뭐라고? 다시 말해봐. 지금 내가 이해한 게 맞아. 내가 잘못 들은 거지. 그치, 그럴 거야.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말이 돼? 아니, 아니 더 이상 말하지 마. 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말라고. 나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. 너 말은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거잖아.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. 그 사람이 좋다며. 그 사람 좋아한다고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, 지금? 그게 어떻게 말이 돼? 그 사람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돼? 이해가 안 간다고. 나 지금 이 상황이 내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돼.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?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?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건데? 그냥 말 안 하고 숨길 수도 있었잖아. 그 사람이 좋다고 나한테 말 안 할 수도 있었잖아. 근데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?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? 너도 모르겠으면 어떡해? 난 어떡하라고? 나 생각할 시간을 줘. 생각할 시간이 시간이 필요해 모르겠어 정말 하나도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야. 생각할 시간 주지 마. 그냥 그냥 지금처럼 둘 다 만나. 나 너 포기 못해. 생각이 길어질수록 더 마음만 아파질 거야. 그래도 결론은 안 할 거야. 내가 너 포기 못한다는 거. 나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중에도 널 너무 사랑해. 그래서 그래서 널 포기할 수가 없어. 포기 못하겠어. 나 아니면 그 사람 둘 중에 한 명이 포기해야 되는 거면 아, 나 포기 못해 너가 둘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누구 하나 포기 못하겠다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도 너 포기 못해. 어떤 경우에도 안 될 것 같아, 너 포기하는 건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내가 이해할게. 너가 두 사람 사랑한다는 거 이해해볼게. 그러니까 나 포기하지 마. 그러지 마. 나 아니면 그 사람.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면 날 선택해줘.